はい皆さんこんにちはじゃあ여기서는日本のいい말기 시험。 うん、말하기시 험。 うん、대책동영상입니 다、 이거 는。 うん。 아, 자, 아, 마, 일단 말하기 시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여기 보이죠? 어, 열, 열 개의 에, 뭐 있습니다. 그 질문이 이거에 대해서, 음, 일본어 대답하는 거예요. 일본어 질문에 일본, 일본어로 대답하는 겁니다. 음. 근데 에, 여기 막 프린트 잘 좀 자세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음, 10개 중에서 랜덤으로 5개 출제됩니다. 음, 그러니까 순서대로 외면 의미가 없어요. 음, 그렇죠? 뭐 순서대로 안 나오니까 게다가 아, 이, 여기서 5개만 나오니까 그 뭐가 나올지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 제가 뭐를 물어보는지 음, 그거를 어,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음, 일단 알아듣고 어, 적절하게 에, 대답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음. 그리고 어, 어, 막 그렇습니다. 어, 자, 한번 볼까요? 어, 하이, 자, 1번부터. 어이 난닝 가족 ですか? 음, 이거는 몇 명 가족입니까? 음, 다섯 명입니다. 음, 그럼 건인 です. 음, 네 명입니다. 연인 です. 여기로, 어, 여기로 맞추면 안 돼요. 음, 아, 누가 있는지도 얘기해줘야 돼요. 응. 어, 지지도, 하하도, 뭐, 弟と妹がいます 이마스 거기까지 하면 만점입니다. 2번 음, 교다이가 이마스까 음, 현재가 있습니까?죠? 이것도 하이 이마스 네 있습니다. 이에 이마생 음, 이에 이마생인 경우에는 마 여기까지 하면 됩니다. 마는 음, 어, 있을 경우에는 누가 있는지 얘기해 주세요. 뭐 예를 들어 어, 아내가 이마스 음, 弟が2人います。 동생이 두 명 있습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음. 어, 어, 현지를 죽이면 안 돼요. 음, 음 사실대로 말해야 돼요. 음. 아, 이제 3번. 음. 어, 今日は何をします 음, 이건 오늘은 무엇을 할 것입니까? <clears throat> 음. 막, 어, 좀 뭐 간단하게 대답하면 됩니다. 뭐, 어, 공부를 할 겁니다. 勉強します. 음. 友達と遊びます。친구하고놀겁니다。うん。い이정도로。はい。4번昨日は何をしましたか어제는무엇을했습니까あ、あ、그러면뭐勉強しました。うん。コーヒーを飲みました。まあ、簡単なけど、パメント見た。うん。はい。オーボン、昨日どこへ行きましたかおじえ、おでえかすみか。うん。 뭐 서명에 이기ました. 라든지 음, 뭐 해운대에 이기ました. 음, 뭐, 또 어디 안 갔으면 아 이건 어렵네요 음, 어, 어 디에도안 갔습니다 음, 도코에모 이기마센 데시다 음, 조금 어려우니까 음, 어디 갔다고 하는 게 낫죠 음, 자 6, 번 음, 나니엇이니 이키마시다까 이거는 꼭 5번 뒤에 물어봅니다. 어, 그러니까 5번에서 뭐 어디 갔냐 물어보죠. 어, 6번에 6번에서 예, 무엇을 하러 갔냐 거기에 예, 그런 질문. 그러니까 6번이 먼저 나올 수가 없죠. 5번 어, 뒤에 하는 거니까. 어, 어 그러뭐 예를 들어 다섯 5번에서 어, 서면에 갔습니다. 서면에 이키마시다. 그러니까 나니엇이니 이마시다가 어, 고항を食べに行きました. 음. 자, 이것도 교재 2과 내용입니다. 음. 자, 7번. 음. 어, 누구누구산의 취미와 何데すか 음. 누구누구씨의 취미는 무엇입니까? 음. 이건 이것도 2과에 있는 내용이에요. 음. 어, 야만이 너버를 것도 데스. 음, 산에 오르는 곳입니다. 음, 뭐뭐 하는 것이라는 게 것도죠, 것도. 어, 어, 音楽を聞くことです. 막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대답해 주면 되고요. 아이, 8번. 후유야스미니와 나니가 시다이 데스까? 겨울방학에는 무엇을 하고 싶습니까? 니혼에 이기타이 데스. 일본에 가고 싶습니다. 맞은지 아무것도 안 하고 싶으면 나니모 뭐 시타크 아리 시타크 나이 데스. 음,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막 9번. 이마 나니가 시다이 데스까? 지금 뭐 하고 싶어요? 음. 家に帰って寝たいです. 집에 가서 어, 뭐 자고 싶습니다. 라든지 뭐 간단하게 이것도 미즈가 노미타이 데스. 물을 마시고 싶습니다. 음, 이것도 이과 내용인가요? 음. 10번. 그 기노 나니오 타베 마시다까? 어제 무엇을 먹었습니까? 어, 그 뭐 먹었는지. 마, 어, 뭐 삼겹살을 타베 마시다. 음, 뭐 한국 음식 음, 음식 이름은 그냥 하면 되죠. 음. ピザを食べました。うん。チキンを食べました。まあ、간단하게 음, 음, 대답해주면 됩니다. 음. 자, 아, 이거를 어, 알아듣고 어, 글자가 없어요. 시험 칠 때는 글자가 없으니까 아,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어, 자, 제가 랜덤으로 어, 좀 말해볼게요. 그걸 뭐 적절하게 뭐 여러분은 음, 전지시켜서 어, 할수있는지알아들을수있는지그거대답할수있는지에준비예해보세요음자い。今何がしたいですかはい、えー、昨日どこへ行きましたかうん何をしに行きましたか 何人家族ですかはい。昨日何を食べましたかはい。えー、冬休みには何がしたいですかはい。うんさんの趣味は何ですか 兄弟がいますかはい。今日は何をしますかはい。昨日どこへ行きましたかはい。じゃあ、이렇게다물어봤よ。半分とあ할かよ。はい。えー、랜덤랜덤으로물어봅니だ。はい。兄弟がいますか 昨日は何をしましたかはい。うーん、さんの趣味は何ですかはい。今、何がしたいですかはい。昨日、何を食べましたかはい。冬休みには何がしたいですか 昨日どこへ行きましたかはい。何をしに行きましたかはい。何人家族ですかはい。今日は何をしますかはい。あ、まあ、あまあ、よろけ、もろげった。 어, 물어봤겠죠. 어. 자, 막 이거를요. 뭐 빨리 빨리 했으니까 어, 뭐 전지하면서 전지 시키면서 어, 알아듣고 대답할 수 있는지 몇 번 하면 만점 탈 수 있습니다. 음, 이 중에서 다섯 개입니다. 근데 헷갈리죠. 예를 들어 기노부터 들어 어, 시작하는 말이 에, 문제가 세 개나 있습니다. 그렇죠? 음, 기노와 어제 뭐 했냐 하는 거랑 어제 어디 갔냐 어제 무엇을 먹었냐 그러니까 잘 들어야 돼요. 잘 듣고, 어, 적절하게, 어, 질문에 맞게 대답해야 되는 거죠. 어, 첫 번째 글자, 어, 기부터 시작한다. 그런 식으로 외우면 안 됩니다. 음, 아이, 자, 여기까지입니다. 아이, 어츠카이 사마 되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에이.